<laughs> 아니 왜 나한테 오는 거야 <laughs> 저리 가 저리 <laughs> 오지마 안돼 나또딴 거나 정지 먹어 빠까양 어? 아! 제가 손가락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흥 실오빤 어림도 없다 아, 지금 손가락 모자이크. 손가락 모자이크. 어, 손가락 모자이크. 손가락 모자이크. 시로빤. 시로빤. 어! <laughs> 어, 안 보이지롱. 안 보이지롱. 안 보이지. <laughs> 위험해. <laughs> 위험해. 어, 위험해. 어, 에이, 거기 카메라 없지롱. 에이, 카메라 없지롱. 오빠 엉덩이가 너무 요염한 것 같아. 아니 안돼 안돼 지금 지금 합니다 인사 어 귀여워 여러분들 지금 NPC들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안돼 I d 안되겠어 카메라 나한테 돌려야지 카메라 없지롱 카메라 없지롱 거기 카메라 안 나오지롱 바보 바보 바보래요 바보 바보 변태 변태 나보고 변태라고 하더니 자기가 더 변태래요 <laughs> 음. 끄덕 음.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. 음. 다음 아웃트로입니다. 음, 음.